What's 2 minus 1? h o p u listen to this song cause I, cause I'm doing right just fine 네, 오늘의 맵스 개인 화보 촬영입니다 제, 가 퍼스트룩 이후로 개인 화보 촬영을 처음 해보는데 뭔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또 오늘 좀 다양한 의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black and white 좀 약간 시크한 무드로 가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좀 성숙함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아, 양하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다섯 차인데 다 다양하게 잘 찍어볼게요 sense, sympathy, subtraction I can't get you out of my head, yeah Gotta get you out of my head, yeah How can you be so fine when I the perfume you used to wear in my clothes can't erase it, no I used to think you were the someone we used to be 맵스 1호로 커버를 하게 된 모델 그리고 세븐틴의 조슈아입니다 네. 드디어 촬영이 끝났는데 촬영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 사진이 아주 굉장히 제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느낌들을 많이 오늘 화보 촬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캐럿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허브 촬영이어서 많이 긴장되고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런 게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,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많이 찍어서더 많이 들어서 네,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럿